요정을 떠난 요정 오마이갓 oh 에브리바디 호주로는 밑대도 호주로는 밑대대 호주로는 밑대대 베이베 베이베 베이베 별게 다 나옵니다. 아우 얼굴 홍조 너무 심하다. 대체 오줌 패드랑 장난감을 한 곳에 같이 두는 심리는 무슨 심리일까요? 가끔은 저기 앉기도 해요 저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저기 오줌을 싸기도 하는 거겠죠? 항상 저기를 깨끗이 해둬야겠어 블랙핑크 안녕이 뽀범 뻥 틱톡 따로동 뚝딱 쿵 따르득 틱틱 로타 로타 로타 그렇다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쭈리를 씻길 것이다 어이 배경에만 있었는데 얼굴이 엄청 누래 보이네 안 그래도 누른 거 오늘 영상 설명 쭈리를 씻길 건데 일단 씻기 전에 제가 씻길 그런 텐션이 돼야 되잖아요 씻기려면 뭐 어떻게 돼야겠어 어? 씻기, 씻김을 당할 사람도 중요하지만 씻길 사람의 마인드도 중요하잖아 일단 슬라임을 만져볼 거야 어나 핑왜 이렇게 노래 미쳤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보면 이게 사람을 미친듯이 노랗게 만드네 어 해외 직구로 산 건데 아, 오, 오, 오. 눈 온다 눈 온다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추워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쓰레기가 내리고 있어 쭈리야 쭈리야 이제 나와라 옷 입어야지 산책극에 나와 손주리 여기 나와 이제 이리 오셈 거짓말처럼 날 사랑해줘 이리 와 이리 와굿 이리 와 옳지 good girl Good girl. 아, good girl. 자, 이제 트로트 한번 불러볼까? 쭈리 옛날 전직 트로트 가수였거든요? 옛날에 트로트랑, 응? 옛날에 태진아랑 송대관이랑 막, 응? 같이 무대에 서고 그랬는데, 그치? 기억나냐? 응? 그때 송대관이랑 같이 마이크도 같이 잡고 그랬는데, 기억나지? 으쩌쩌쩌쩌. 아, 이거 잘해요. 이거는 어, 우리 쭈리가 가끔씩 축구부에 가입했기 때문에 축구를 가끔씩 나가서 합니다. 주말마다. 그치? 축구 잘하지 나?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축구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와 눈밭이다. 야 눈밭이야 홍주리.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우후! 준비됐어? 놀아 놀아 너 맘대로 놀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아이 잘해 아이 잘해 아이 잘해 지금은 쭈리를 샤워시키기 전에 맘껏 이제 좀 뛰어 놀아야 되니까 응? 쭈리를 샤워시키기 전에 산책을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뛰어놀게 하고 안 그래? 아 그래 그래 뛰어놀아 가가 가가 옳지 잘해 옳지 잘해 아 좋아 좋아 좋아 기분 좋아 잘한다 잘한다 좋아? 첫눈 밟으니까 좋아? 눈길 밟으니까 좋아? 눈 뽀드득 하니까 좋아? 호텔에서 결혼하니까 좋아? 그 새끼가 나보다 좋아? 좋아 네 모든 것이 좋아 나도 좋아 나도 눈 이렇게 철분 아이 추워라 삼선 신고 있던 깜빡했다 눈 이렇게 쌓인 거 처음 본다 올 겨울 들어서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쭈리 뮤비 한번 찍어보자 쭈리 라 쭈리야 쭈리 아이고 이뻐요 어디가? 가장 먼저 쭈리를 식히기 위해서 덩치가 왜 이렇게 커 보여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줄을 식히기 위해 첫 번째, 물 온도를 체크한다. 좋았좋았좋았 줄인 말잘 들어요. 줄이는 목욕 하자는 거 거부 안 합니다. 물을 닫아줍니다. 필락필락 제일 엉덩이부터 물을 얹어줍니다. 천천히 그리고 애가 놀라지 않도록 등 쪽으로 다아가지고 배도 덮쳐주고 집이 어때? 기분 괜찮아? 얼굴을 제외한 몸을 다 적셔준 뒤에 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샀던 건데 쭈리 피부 전용 샴푸입니다 예민한 강아지들을 위한 샴푸인데 산지 좀 돼가지고 이제 다 써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엉덩이에서부터 등 물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거품을 여기 여기로 좀 이렇게 긁어줍니다 제가 손톱이 좀 짧아서 손톱으로 긁어주면 좋아합니다. 그리 좋네. 어때? 시원해? 그리고 가끔씩 저보고 왜 안 씻으냐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 씻은 거거든요. 씻은 건데 그냥 다시 이렇게 수면 바지 입고 수면 세트 입고 헤어밴드 한 거예요. 씻고 집을 밖을 안 나가는 것 뿐이지 씻긴 씻어요. 씻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마사지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엄지로 이렇게 살살 등을 마사지 해주고 이런 관절 같은 것들을 관절 같은 것들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뒷다리가 약하니까 뒷다리 잘 마사지 해주면서 강아지 항문낭꼭 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잡, 고 음, 강아지 꼭 똥꼬스키 타는 애들 있잖아요. 똥꼬스키 바닥에다가 똥꼬 비벼가지고 막 손으로 끌어가지고 스키 타는 애들 그런 애들 나중에 항문염 항문염 걸려가지고 나중에 수술하거든요. 그러니까 항문낭 꼭 짜줘야 됩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샤워할 때 씻기거나 물티슈나 휴지를 대고 짜줘야 됩니다. 트레이 갖고 올게 일단 나가봐 아따 이제 응? 애가 샤워만 하면은 쭈리야 너 지금 유재석 닮았다 다시 이렇게 뽀송뽀송한 줄이로 변합니다. 털을 다시 잘라야 하긴 하는데 털만 다시 자르면 아유 얘가 곱슬이라서 좀만 털 길러도 줄이야. 털이 곱슬이야? 미안하다. 오늘 미, 오늘 샤워했으니까 응, 내가 또털 자르려면 또 뭐라 할 거잖아 나한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어, 보이나 이렇게 개쩔어 멋있다 멋있다 끝. reality The only 사람마바사다 차카타파 기니리리 미미시 이디치키티피 안마해드리겠습니다 손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손님은 여기 어깨가 뭉치셔서 제가 어깨를 좀 더 마사지 해드릴게요 아이고 팔도 너무 귀여우시네 음, 발가락 좀 만져봐도 될까요? 아 꽃은 내 작살 나네요 그대만 사랑인가요 나나나나나 자다 일어나서 찌그러진 사람 손들어 아니 자다 일어나서 찌그러진 강아지 손들어 나나나나나나나 비가 뿡 자다 일어났어요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喂喂喂。